1110일 동안 사귀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적은 언제예요? 나를 위해 열심히 살 때. 그흐 기 너니? 프로포즈? <laughs> 그가 주가치 큐니치 음... 예. 주가치 큐니치와 한국어 대 한글날이야. 한글 한글을 축구다히. 아, 모지노히. 응. 음. 와테타치가 후천이 한번도가 5이고. 응. 음. 日常はね日常は特に、今日本で住むから日本語が多いんで、うん、それで今日な韓国語とこれはちょっともっと仲良くなったらいいなと思って仲いいんでもこれが韓国でないこれちょっぱいあ本当本当本当本当本当ちょっぱいそんから <laughs> 本当に本当にあ안녕하세요할머니생신축하드려요할머니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렇게 예쁘다고 한다는 사람이 아 그래요? 그렇구예 할머니 되네. 예, 예, 예, 생일을 축하해요 어, 고마워 건강하세요 할머니 어, 그래 할머니 건강할게 <laughs> 맛있게 밥, 밥 맛있게 드세요 어 그래 네 지금 저희는 어디에 가고 있어요, 그렇고? ATM에 네. 지갑에 돈이 없어서 ATM에 <laughs>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돈을 뽑고 뭐를 할 돈을 생각이에요? 뽑고? 돈을 뽑고 뽑고 뭐를 할 생각이에요? 우동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 잘한다. 어좀 잘하는데? 어 잘하는데? <laughs> <laughs> 그나. 어 근데 헤어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댓글에서 네. 댓글? 댓글? 댓글 댓글 댓글 댓글님 헤어스타일 바꿔주세요라고 <laughs> 라고 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게 무슨 스타일이에요 머리가? 여성? 아, 여성 네. 스타일이라고 여성 스타일? 여성 여성 스타일이지 크리코가 하면 여성이지 아 여성 스타일은 의미, 가 네. 귀여운 아저씨라고 귀여, 귀여운 아저씨? 예, 예, 아저씨? 한국 사람 유튜버가 네. 그런 말 했어요 이게 지금 귀여운 아저씨 스타일이에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저씨가 여기가 저희가 자주 오는 집 앞에 우동집입니다 이 바닥이 이렇게 타담이어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 살짝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이거? 이게 뭐야? 하루하루 하루하루? 하루하루 다른 반찬이에요 아 하루하루 다른 매일매일 다른 반찬? 매일매일 <laughs> 어. 혹시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영상을 찍 소바입니다 소바입니다 새우튀김이에요 새우튀김이에요? 4개 있습니다 <laughs> 가족이에요 이것은 돈가스 튀김입니다 돈가스가 다섯 개 있습니다 와, 가정이에요 진짜 리포터처럼 음. 아, 좋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갑니다 큐 시원하다. 와. 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나요? 네, 사장님이 만들었다. 네. 쫄깃쫄깃하고 있는 면. 오. 안녕하세요. 우선 어제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우동 국물 라면 해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헐, 헐, 헐, 헐. 헐. 그물 어때요? 3년 전에 먹은 술까지 다장이 되겠습니다 <laughs> 일본에서 네. 저반은 생물학적으로 공간에 졌다 라고 음. 이야기가 있어요 음. 한국도? 한국은 비빔국수 할 때 국수 있지 음. 국수가 면과 긴 면이잖아요 소, 바잖 그래서 오래 살아요 아 날씨 좋죠? 네 이 바다는 네. 거북이 귀여운 거북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 거북이가요? 예예예 예, 예, 예. 거북이가 어디 아, 있죠? 아, 예, 지금 차고 있어요. 어, 저기에 새가 있어요, 새. 아, 새요. 저 새는 뭐예요? 네? 저 새. 이 새는 네. 못 뭐 먹는 새? 못 먹는 새? 더해라는 날이요. 더해라는 날. 갑자기 비가 옵니다. 원래 카페에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갈 수가 없습니다 비가 비들이 그만해야자 <laughs> 이거 기다리고 있어요 비들이 그만해야자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데 <laughs> 하나씩 비들이 그만해야자 네. 기다리고 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오마이갓 그리고 커피 정시 가족을 만났을 때 한국어 연습 연습할게요 아, 제가 안녕 안녕하세요 그리코라고 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어를 잘하네 아, 아니에요 아직 아직 멀었어요 오 그렇구나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있어요? 아예 예, 예. 현식이 할머니가 만들었다 김치랑 김이에요 음, <laughs> 한국 남자친구 사귀니까 어때요? 안 힘들어요?

하나 3년 아니 며칠 하나 며칠 어 며칠 나도 몰라 나도 몰라 하나 둘셋 1200아 시타네 1111 그러네 그러네 아, 너무 길은 시간 너무 아, 긴, 시간. 시간 너무 긴, 너무 시간. 긴 시간 1111 동안 사귀면서 네. 제가 가장 좋았던 적은 언제예요? 요리짜기를 가장 좋아하는 순간 <laughs> 부끄러워요 귀엽게 <laughs> 짤 때? <laughs> 아 진짜 진짜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매, 맨날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귀여우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가 만들었다 요리 그 음. 잘 먹을 때 음. 나를 위해 열심히 살때 열심히 살 때와 멋지네 라고 생각해요 그, 그, 날 위해 열심히 살 때? 네 카드로 응. 살 때가 있으면 아! 아! 뭐, 그 아! 네, 네, 네. 카드로 그냥 뭐, 시원하게 아니, 외국인데 선생님 선... 뭐 차지지? <laughs> 아 해봐 살때살때쌀때살때 아 바, 발음 발 발음이 발음이 비슷하네요. 어려워서. 비슷하네요. 아, 네, 예, 예, 예, 비슷하네요.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아니, 오해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해했습니다. 金魚実君と一緒に喋ってるだけで大体これぐらいはできるから 어, 근데 괜히 네 영문 착한 때면 진짜 가코인이 나는구나. 하나씩 몇 줄씩 더 생각해 내가 나는 고슴도치 <laughs> 자전거 자전거 なんか中途半端に覚えてしまったから ちゃんと勉強をよろしみしみに出したいと思いますマジで